더 이상의 장난안 돼. 왜? 방송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어. 아우! 2019년 6월 23일 스타터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트 가자 신속히동하라 팔로 팔로잉 누구십니까? 누구 있으시죠? 말씀하세요. 장난치지 마십시오. 장난치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장난 안됩 어? 뭐야? 어디서 어? 바로 하게 시켜드려 시전이 오해하니까 뭐야? 소리 아 진짜 짜증나네 찾다 아, 방송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어 아 아. 사람이 나와 나와 있다. 살아? 어? 잠깐만 자, 화 좀 풀고, 어? 예? 화좀 풀고라. 예? 화좀 푸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해주십시오. 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버스? 관광버스? 어. 가만히 있어. 재밌게 놀고 가고 있었는데 차 타고 버스 관광버스 같은 거 버스 근데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애들이 보고 싶다고 아 결혼하셨구나 애들이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애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애들이 안와 살자고 살려고 버스로 어디 무슨 여행을 가고 있었나 본데 단체로 그러다가 사고를 난 것 같소. 예. 예. 얼마나 됐어 돌아가신 지? 아 가버렸네 잠깐만 여러분들 가버렸어 지금 뭐 얘기하다 가버렸어 지금 와 그래도 여기 여러분들 수없이 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나 솔직히 존나 뿌듯하다 이때까지 이렇게 그 수없이 왔을 때 그 장난 그 해코지를 견뎌내면서 오늘 드디어 나는 온, 오길 잘했다 이제 한동안 여기 있고 있어도 되겠다 진짜 거짓말이라 아 응? 왔어요? 이건 기운이 아니라 뭐 소리 잠깐만 왔어요? 왔나요? 왔어요? 내가 잘못할 일은 없고 뭐지 이거? 내가 잘못할 리가 있나 분명? 어? 뭐야? 누구야? 유력이 있습니까? 위력이 있어요. 이러면 반칙이지 않습니까? 할야 하지마. 어. 아. 누구야?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와 아니지. 아. 아. 와. 거짓말인 것 같아. 거짓말인 것 같아. 우리 지금 2,200명이 농락당했어. 2,200명이 농락당했다니까 지금 저때 뻔했어 지금 내가 이런 모욕감을 받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오늘은 그냥 간다 내가 오늘은 그냥 간다 하지만 다음 해 왔을 때는 가만히 안둘 거야 내가 부탁드려요.